나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이모한테 이모한테 나한테 똥꼬발랄 차차 그래서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이모 여기 있어 자 이모 여기 있잖아 친구를 많이 못 만나가지고 다운 다운 다운 기다려보면 내가 네, 보러 가야겠다 얘때문안 되겠다 간식 주문하셨어요? 기다려 기다려 너무 지져가지고 지금 지져서 지금 이거 목소리 듣고 얘가 좀 흔들어내 보여. 차자 이모 어디 있어 이모 Oh.